나 또 다시 삶을 택한다 해도 후회는 없어 음악과 함께라면 난 어디라도 좋아 One, two, one, two, three.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둬더 이상 간섭하지 마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세상으로 난 다시 태어나려 해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 음악과 춤이 있다면 난 이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날개를 펴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돼야만 해 이제 나는 진정 나의 인생은 지나오는 그 속엔 언제나 내가 있다는 그것 나 또다시 삶을 택한다 해도 후회는 없어 음악과 함께 가는 곳은 어디라도 좋아 또 다른 길을 가고 싶 속에 다른 날 찾아 저 세상의 끝엔 뭐가 있는지 더 멀리 오를 거야 아무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진 않아